네. 저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? 네? 저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? 어, 누구랑 닮았어요? 그 흑이 그 어, 되게 이다 구름도 며칠 길해 진짜요? 와 지금 저희는 초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음. 죽겠어요 어제 새벽 2시까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그치? 응 근데 너무 배고팠어요 오늘의 일본 기원은 네. 20도 정도 오 정도 정도 정도 아까 아. 집에 집에 옆에서 네. 방아비가 있어요 방아비가방아비가 있었어요 하네 있었어요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자기 이 강은 어. 떤 강이죠? 어나 더러 그런 강에요 네. 울산뼈도 있어요. 울산뼈. 울산뼈가 있어요? 아, 울산뼈가. <laughs> 뼈가 있어요. 아이고 가엽다. <laughs> 아이고 그리고 뼈가 있나 그리고뼈 뼈가 있어요. 어, 뼈가 없네. <laughs> 있어요. 없네. 고기가 아니 아니. 아 이거 내 거예요. 아저 그 그리고 뼈예요. 혹시라도 제가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? 없어요. 드실 거. 엿보기 끊는다. 귀여워. <laughs> 원숭이. <laughs> 이상하다. 같이 가요. 같이 가요. 스시로.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네. 내 남자친구. <laughs> 김경식.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. 어떡해. 맛있겠다. 맛있어요? 무슨 우리의 와사비입니다. <laughs> 저도요. 이것은 파랑, 파, 파랑, 파랑, 무, 무가 위에 있는 용어. 오. 오. 어, 네? 오. 안녕하세요. 원래는 세스코, 저는 그리코, 게임은 파친코입니다. <laughs> 잠깐만요. 네. 그 목걸이가 너무 예뻐요. 우리 현식이가 만들었다. 만들었다 아니에요. 아 만들. 만들진 않았어. 어? 안 만들었어요. 현식이가 샀어. 어? 샀어? 샀어 때 청소구두 가래 정신이가 정신이가 샀어 목걸이 이거를 한국어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게 뭐예요? 예. 쓰레기 네너 쓰레기를 네. 버려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음 버리지면 네? 버리, 버리면 보スメンモリスもポリスが와요見て見てモリスメンポリス와요 <laughs> 어? 이거 아사 오키테 크리콘 아니 아 진짜로 아사 아니 오키테 크리콘 이거 보조개잖아요 김견식이잖아 보조개 목걸이가 예뻐요 <laughs> 목걸이가 뭐예요? 안녕하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, 예. 네 이거 나가오 고점에 네 여러분들이 <laughs> 이거 봐봐 이거 봐라라고 야 이거, 이거 봐라. 봐라 이거 봐라 이건 뭔데 왜 이렇게 타, 탔어요? <laughs> 응? 탔어요? 아니 고소한 네. 고소한 고소한, 신문 고소한 신문? 근데 강아지를 네. 강아지 네. 화장실 네.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테이크아웃 다시 괜찮아 네. 샀어요 네. 샀어요. 화장실은 <laughs> 테이크아웃. <laughs> 저는 싫습니다. 저는 싫어요. 일본의 학원도 이렇게 앞에 점수 몇 점 맞았다 이런 걸다 써놓네요. 안녕하세요. KBS 기자 크리코라고 합니다. 오, 따란짠짠짠짠짠짠. 오늘 게스트를 소개할게요. 오늘 게스트는 김경식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대전의 딸, 대전의 손녀 김경식입니다. 경식 씨. 네. 왜 우리 우리 방송에 나왔어요? 저는 배가 고픈데 예. 여기에 엄청 요리를 잘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. 어 이름이 뭐예요? 백구리코 씨. 안녕하세요. 백구리코입니다. 따란딴딴딴딴딴딴딴딴 오늘 네. 인터뷰 하고 싶어요. 네. 괜찮아요?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, 하! 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일본에 와서 네 한영이 지나오다 네. 가장 맛있는 음식 이야기 해주세요 저는 가고시마에 있을 때는 예. 가쿠니가 제일 맛있었고요 아 돼지고기예요? 네헐 네, 제 여자친구하고 뭐 비슷해요 좋은 뜻이에요? 네, 좋은 뜻입니다. 아, 그렇다면 다행이고. 네. <laughs> 김경식 씨 여자친구는 네. 어떤 분이세요? 오, 어떤 분이세요? 저런다. 제 여자친구는 지금 집에 있어요. 네? 아니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집에서 여자친구. 클고시를 네. 어디가 좋아해요? 요즘 코리코하고 허그를 했을 때 성격! 성격! 네? 성격! 성... 뭐, 라고 성격! 성격! 케이크가 있을까? 네, 빨리 오십시오 야루! 내 사랑은 세상도 양도널 끝까지 아이고 뿌끄 뿌끄 뿌끄 현식이 씨 <laughs> 현식이 씨는 어디? 현식 씨한테 또 질문할 수 있나요? 지금 좀 바쁜데 빨리빨리 해주세요. 예예예. 예, 예, 예, 예, 예. 네. 그냥 리파리 네. 탑이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예예예. 예, 네. 저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? 네? 저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? 어, 누구랑 닮았어요? 빨리빨리 빨리. 빨리. 아유 뭐 이렇게 누구랑 닮았죠 첫사랑이었어요? 저 여자친구는? 저에 첫사랑은 쿠리코입니다 자기 저 여자친구 이야기 에피소드 하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<laughs> 아왜왜왜왜 왜, 왜, 여자친구 이야기를 해달라고요?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아,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이야기인데 예쁜 사람이에요? 귀여운 사람이에요? 아니 왜 자꾸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그렇게 아니 아니 다 알았다 뭐를? 다 알았어 뭐를? 세상 세상에서 음. 음. 남자들이 음. 다 그런 그런다 아니 아니 <laughs> 통계학적으로 그런 거 알았다 어때 샷이 들어갔어 하나 둘셋 길이 뉴스 네, 네. 리어 리어 네.